자 연락처 다운로드 받을 때 한글 안 깨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, 다운로드 할 목록을 선택하시고 액션에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내보내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내보내실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CSV 그냥 다운로드 하면 한글이 다 깨져요 나중에 한번 해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열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CSV로 일단은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CSV가 다운로드가 되는데 다운로드를 하십니다. 그 다음에 실행을 하지 마시고 이 폴더 그 파일이 있는 폴더로 오세요. 그 다음에 메모장을 열어주세요. 메모장 메모장을 열어주시고 이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을 잡아서 메모장으로 한번 가요. 이렇게 가셔서 이걸 다 복사를 전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엑셀에 오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끝 간단하죠? 정리하면 CS 무료 다운받아서 메모장 한번 거쳤다가 엑셀로 와서 저장하면 끝참 쉽죠?